소년 같은 풋풋한 매력의 귀여운 얼굴과 이기적인 비율의 완벽한 몸매를 가진 배우 남주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주혁은 1994년 2월 22일 생으로 현재 나이만 26세입니다. 주혁이란 이름은 빛나는 기둥이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고생 한번안 했을 것 같은 얼굴이지만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산 좌천동에서 살았을 때는 여다지문으로 된 집에 화장실도 없었고 1년 내내 컵라면만 먹은 적도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농구를 시작하게 된 남주혁은 국가대표를 꿈꿀 만큼 농구에 빠져들었고 중학생 때부터 농구선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남주혁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58cm여서 농구를 하기에는 작은 편이었지만 빠른 몸놀림이 장점이었고 2년 만에 30cm나 자라면서 큰 키와 빠른 스피드까지 갖춘 농구 유망주가 됩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정강이 뼈에 혹이나 두 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농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농구를 그만둔 이후에는 3대3 농구대회에 나가 모든 대회를 다 쓸어버릴 정도였고 당시 경남중학교 농구부에 소속되어 있던 학생들은 남주혁이 농구를 그만두고 배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 남주혁의 농구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주혁이 부상으로 농구를 그만둘 때 주변에서 장난처럼 모델을 해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모델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주혁이 20살이 되던 해에 서울호서예술 실용전문학교가 주관하고 K플러스가 후원하는 1일 모델 체험에 지원하게 되었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혜택으로 3개월 동안 아카데미를 장학생으로 다닐 수가 있었고 K플러스와 모델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모델의 재능을 보였던 남주혁은 2014 SS 컬렉션 송지호 옥내 패션쇼 무대를 통해 모델로서 첫 데뷔를 했습니다. 남주혁은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치아 교정도 같이 시작했는데요. 고3 때 잡지를 보다가 치아 교정기를 한 채 모델 활동을 하는 장기용을 보고 진짜 멋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남주혁도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치아 교정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주혁은 모델로 데뷔한 이후에도 알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식당 홀서빙과 주유소 알바, 주차 안내 등 많은 일을 해봤고 알바급 파남이라고 불리는 택배 상하차까지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TVN 예능 커피 프렌즈에서는 일을 심하게 잘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2014년엔 남조혁에게 큰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소속사였던 K플러스가 YG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면서 남조혁은 두 회사에 모두 소속하게 되었고 악동 뮤지션의 200%와 기브러브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면서 연예계에 진출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 교복을 입고 악동 뮤지션의 수연과 함께 등장해 풋풋했던 학창시절의 느낌을 잘 표현해서 호평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실제 고등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JTBC 예능 프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 고정 출연하게 됩니다. 같이 출연했던 강남과 함께 강남연주로 불리면서 시청자들에게 인지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2014년에는 TVN 드라마 잉여공주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잉여공주의 연출을 맡았던 백승룡 감독이 악동뮤지션의 뮤직비디오에서 남주 역을 보고 캐스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배우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다섯 번의 오디션 끝에 스타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학교 시리즈 후아유의 주인공 한의한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두 번째 작품만에 주연이 되는 성과를 올립니다. 하지만 두 작품만에 주연을 맡은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연기력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며 발성도 바꾸고 연기력을 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MBC 드라마 화려한 유혹에서는 주인공의 아역으로 출연했고 2016년 1월 방영된 TVN 드라마 치즈 인더 트랩에서는 귀여움을 잘 살리며 뱅뱅미 넘치는 누나바보 연하남으로 호평을 받았고 같은 해 첫 사극 출연작인 SBS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에서 조연인 배가 역을 맡으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력을 차근차근 쌓아온 남주혁은 MBC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에서 다시 한번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극중 수영 천재 정준영 역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연기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남주 역의 근육질 몸매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도요정 김복주는 완성도 높은 드라마로 평가되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남주역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남주역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약 1,300만 명인데 현재 한국 남자 배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로 5위입니다. 남주혁은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요. 게임 실력도 수준급이라서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시아급 랭킹을 보유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2017년 TVN 드라마 하백이 신부에서 신세경과 함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고 영화 안지성의 조인성 서현 등과 함께 출연하며 연기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참고로 안지성에서 남주혁이 탔던 말은 영화 쌍화점에서 조인성이 탔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2019년엔 많은 시청자들의 인생 드라마라고 평가받았던 눈이 부시게에 출연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해내며 발전된 연기력으로 대세 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2020년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 영에 이어서 TVN 드라마 스타트업의 수지와 출연했습니다. 현재는 한지민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조제가 상영 중에 있습니다. 남주 역은 무한도전의 광팬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에 무한도전만 30기가 이상 저장되어 있고 잠자기 전에 항상 무한도전을 보고 잔다고 합니다. 2017년 하백의 신부 촬영으로 바빴을 때에도 무한도전 스테판 커리 특집에 출연했습니다. 남조역의 이상형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상형으로는 박수진을 꼽았었는데 배용준과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남조역은 실버푸들 곡순이와 크림푸들 가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조역은 소문난 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JTBC 예능 프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 힘들게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께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사드리는 게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남주혁의 어머니는 65년생으로 라디오스타의 김국진과 동갑입니다. 남주혁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며 김치찌개 먹는 방법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코와 눈썹이고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 음료수는 포카리 스웨트를 좋아하며 걸그룹은 트와이스라고 합니다. 7살 때부터 20년간 롯데자이언츠의 팬입니다. 영화배우 지수와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에서 알게 된 이후 마음이 너무 잘 맞아 친해졌다고 합니다. 남주혁은 TVN 예능 삼시세끼에 출연했을 때 조명 온도 습도라는 말을 해서 유행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때부터 온도 습도남, 조온습남 등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온도 습도라는 말은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걸로 알려져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 빠른 성장으로 무릎뼈가 약간 튀어나와 있다고 합니다. 남주혁은 2017년 자신의 모교인 수일고에 장학금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신도 모델을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못했고 장학금을 받아서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후배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